Hum? 받으신 축구단의 선수이십니다. 19번 아름산 선수 나오고 들어강 선수 리필더 30번 시흥시 축구단에서 해주시는 자리 10번 오성진 선수나 58번 이창훈 선수로 합니다.